반갑소. 난 조선에서 온 한천이라 하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오. 고맙소. 자 오늘은 이걸 먹을 거예요. 이게 뭐냐. 그 코하쿠토. 코하쿠토. 이름이 참 음... 어렵네요. 처음에 나는 코하루토인 줄 알았어. 코하루토. 뭔가 입에 착착 감기잖아. 코하루토. 근데 왜 하필 코아 쿠토라고 지은 거야? 아무튼 색깔이 정말 다양합니다. 이게 이름이 어, 레인보우 코아 쿠토라고 어, 주문하는데도 어, 엄청 버벅거려가지고 어 일단 사탕 냄새가 나요. 어 뭐야 뭐야 약간 촉감이 나, 나 지금 이거 처음 만져보는데 젤리 촉감인데? 딱딱한 줄 알았는데 물렁물렁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물렁물렁한데 어 부서지진 않는 그런 자 일단은 먹기 전에 예쁘게 예쁘게 어 디스플레이를 해놔야 이제 보는 것도 즐겁고 먹는 것도 즐겁고 그렇겠죠? 와 근데 이거 진짜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달아요 음, 이거 한 번도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아서 또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예뻐 보이나? 음... 자,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색깔별로 맛이 다 다르다고 하네요. 이 흰색 먼저. 흰색 먼저 뭐지? 뭐지? 이게 완성이 덜 된 것 같은데 원래 동영상 같은데 보니까 소리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진짜로 셀, 젤리를 씹는 맛 진짜 그냥 젤리인데? 어우 그냥 내가 생각한 그코어쿠토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한 거는 진짜 막 과자처럼 씹으면은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신기한 게 맛이 다 달라요 이건 약간 요거는 약간 포도 맛이 나고 요거는 음, 음 딸기 맛이 나요 음. 음, 초록색은 음 이건 약간 메론 맛이 나요 메론 맛 음. 근데 이거 좀 덜 말린 것 같은데 아닌가? 원래 이런가? 소리가 왜 바사삭 거리지 않지? 이게 뭐지? 음, 이건 무슨 맛이 날까 보자 내가 원하던 맛이 내가 원하던 식감이 아니야 그냥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까요? 자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았습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도 일단 돌렸으니까 먹어볼게요 와다 녹았네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젤리는 다 없어지고 아유 잘 안 보이네 오쉣 아 뜨거 아 맛없어 여러분 어 맛없어 나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너무 달아 에이 아유